근데 지느러미 맛있니? 없는데? 아니 배고. 안녕하세요. 어몰만이에요와진 어, 어? 제가 왜요? 선시맨 맨손 안 오시네요. 제가 직접 잡아온 무지개 송어입니다. 우리 돌나무 아가들 먹이려고요. 조카야 삼촌 냄새 기억해? 아 신경 안 쓰는구나 삼촌이야 너 애기 때 무게 재고랬던 삼촌 아 이거 뿌듯한데? <laughs> 뭐야 얘 근데 지느러미 맛있니? 어? 먹는 건 아니 배 우와 어머니가 손질 하시려고요 진을 왜 뜯는 어머니 품고 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관심을 보이나 보는 건데 <laughs> 눕고 날렸다 근데 이거 들고 놀 수는 없는 것 같아 맞죠?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을지 몰라 그니까 아 손질해다 줘야겠다 자 이제 이거 이 송어를 한번 손질을 해서 줘볼게요 반응은 있었어요 확실히 엄청 네, 좋죠 네, 네. 핑크 색깔이 되나? 똑같이 연어 같아요 네 진짜 똑같이 연어과여가지고 아 음. 어때요? 우리 모카는 또 입이 작으니까 좀 적게 여러 개를 썰게요 근데 연어랑 똑같아가지고 와 바로 먹는다 역시 돌체가 엄청 좋아하는데 얘랑 살을 되게 골고루 잘 먹습니다 지금 라떼지 있나아 모카야 뭐해 옷 닦지 말라고 아다 젖었어 그런데 진짜 신기하죠? 오! 어? 나한테 갖다 줬어 이번에 어? 왜요? 지금 와이프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 애기한테 갖다 줬다 애기 안 먹는다 모카는 뭘 좋아해요? 모카는 연어랑 오징어랑 전복 좋아하는데 네 전복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긴 해 먹는 거 먹어봐 이게 성공이라는 맛있어 응! 더 <laughs> 이거는 지치고 있어. 뭐야 맛있다. 그, 냥 알맛이 알맛. 음. 음. 어때 어때? 맛있다니까 바로 왔구만. 먹어봐 먹어봐. 뭔데 뭔데? 오. 오. 오 야. 너무 잘 먹어서 너무 너무 먹 너무 먹다 뒤로. 야 진짜 이거 파는 것도 아니야.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. 아, 너무 이뻐. 와 거의 뭐 귀여워, 귀여워, 귀여워. 국수 수준으로 소로록 먹어버리네. 네. 수 소로록 먹어. 도대체 소로록 먹어버려. 와우. 원래 만지기 아, <laughs> 이렇게 만지는 것도 되게 신기하죠. 송월 묻히기 <laughs> 입을 이 어. 입을 엄청 노리는데 얘가 못갑니다 1kg도 안 싸우는 것 같은데 으장난감이들어가나 그런 것 같아 야, 저거 알 들고 간다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, 와 이렇게 있으 몸이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네요. 어, 뭐, 어, 맞아요. 목하는 거 따라보시네. 조금 아, 작아요, 저 작기는 아직. 미반 차이예요. 왔어. 아, 귀여워. 진짜. 자, 여러분. 그래도 목카랑 셀카만 네,